휴대폰에 멤버들의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애교로 피어나머니 소개하기 자기야 일어나야지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B1 하모니의 바다 소리보다 더 편안한 목소리를 가진 기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원 하머니의 보온병을 맡은 태호입니다 여 안녕하세요 피어나무의 만능 다람쥐 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나무의 열정맨 인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어나무에서 의 반전매를 가진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나무 비타민 종섭입니다 기어의 <laughs> 개인기 타임 음, 제가 신발끈에 있을 빠르게 묶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초세요? 장난 아니고 초세 2초, 2초 안에 할 수 있어요 2초? Ready? 시작! 1, 2, 2, 아 오케이 실패 아하. 해외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제 본가 에 있는 친구들과 전화를 합니다 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애니메이션은 음... 저는 제일 최근에 본 거 천공의 성 라퓨타 그거 진짜 재밌는데요 되게 동심이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진짜 평화롭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휴대폰에 멤버들의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종섭, 태호, 지훈, 기호, 소울 음... 말안 해? 친구 형이지만 동생 같다고 느끼는 멤버는 기호 형이요 아 얘는 얘는? 이유는 이유 이유 아. <laughs> 얘는 아니고 이유는 이유는 죄송해요 뭔가 뭐라고 해야 돼요 어린 그런 행동이 있어서 아. 네 기호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교로 피어나온 니소개하기 사이렌 돌면도 나눈 마주쳤네 <laughs> 지웅의 첫인상은 그냥 옷을 잘 입는다 안녕하세요 패셔니스타 지웅입니다 <laughs>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와 이유? 만약 있다면 <laughs> 아, 저는 소울이요 오 소울이가 되게 따뜻하게 여동생을 잘 감싸줄 것 같아요 거울 볼때 비친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와, 씨. 와, 이거. 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음, 일단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최대한 멀리 한국에서도 괜찮고 그냥 일단 멀리서 가서 좀 릴렉싱을 하고 싶습니다 전 본가에 내려가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습니다 혼자 여행 가고 싶어요 산속 같은데요 저는 숙소에서 자고 싶어요 Wow 저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서바이벌 하고 싶어요 어? 사바 <laughs> 저는 혼자서 게임하고 책 읽고 싶어요 다른 멤버 파트 중 가장 탐나는 파트 한 소절 아그 태호 파트에 그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clears throat> 가려진 LEP 그 속에 있다면 우리 사라져 carry out 오우 와 오리지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clears throat> 가려진 LUV 그 속에 있다면 우린 사라져 carry out 어우 아. 오리지널 버전 더 높게 부르면 저는... 어할 거예요? <laughs> 저는 인탁이 랩 파트요 <laughs> 불러본 적 한 번도 없는데 Yeah, yeah, oh yeah, that's my time 앞서가 start line 아, 우리 매일같이 무닥에 달려봐라 움직여 맘대로 popping I don't wanna be a loser 오 예. Yeah. 네. 저는 지웅이 형랩 파트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웅이 형 마지막에 속사포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작사를 제가 했거든요 yeah.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잃어가자면다 같이 bounce Come on, yeah 그 뭐죠? 콜 없다 사는 여기 적시 no 피카브 퓨 하고 사라지죠 아이, 아이. This is the one that you gon' try now 여기가 제일 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지웅이 형 파트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잃어가 전부 다다 같이 bounce 여기 하고 싶습니다 오이. 피원 하모니 앨범 수록곡 중 이 곡 추천 음, 제가 항상 말하 이거지 추천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곡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 저 인트로 곡 틀 처음부터 끝까지 자, 작사했습니다 네, 그 곡을 상당히 좋아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신나고 통통 튀는 레모네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트로 트랙 틀이요 틀 부셔 틀을 넘어 틀을 모두 부셔버려 틀 제 랩 파트 멋있습니다 이거지요 That's it, that's that. 이거지, you shoot right there. 바로 이게 main 차. 에이. That's it. Who? That's it. Who? Who? 핑거 하트. 그 다음에 따봉. 따봉. 아. 이거. 아. 너 좋아. 아. 아. 지금까지 P1 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희원 하모니로 온 정영 씨요? 오케이 운 띄워드립니다 P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원 원했다고요 하 하지만 뭐 모닝콜만큼은 해드릴게요 니 니니니니니니니니 자기야 일어나야지 니니니니니니니니 자기야 일어나야지 사랑해요 야 좋은데? 잘하는데? 야 좋은데? 와 준비됐나요? 싸 사이렌을 울릴 땐 이. 이렇게 하면 돼요 맨 네. 죄송합니다 갑니다 빵!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오. 오. 짜잔. 음. 오. 하면서 <laughs> 뻔했어